어때? 네, 떨려? 떨립니다 <laughs> 뭐하러 오셨어요? 공연하러 왔습니다 와우 재밌죠? 서커터즈 가 올라와서 네 형님 올라오셔서 가운데로 와주시고요 공을 뽑을 건데 네 뽑아주시고 내가 보고 사람들 보여 7번 7번 몇, 7번째 순서죠? 네 지한테 7번째 나이키 슬립 깔고 차는 킥복 라이드 어깨 잘 살고 있어 에들처럼 네. 대학 졸업장은 있어도 변변한 직장이 없어 내 나이 벌써 27이제 부모님께 더 이상은 변명할 시간이 없어 What up people? Freaking spoken fucking yeah that's Drinking, smoking, fucking, yeah that's all I wanted Drinking, smoking, fucking, yeah that's what? All I what? Drinking, smoking, fucking. Drinking, smoking, fucking. Drinking, smoking, fucking. Yeah. What? What? 28년 차내 인생 여전히 철들 줄 몰라 가끔 가는 면세점에서 위스키 씹을 몰수록 몰라 내 학은 같지 mind ain't about the fucking soul I should play hard or wicked I'm not an angle, but she can It's like a party, let's live it up my whole life It's like a party Let's live it up like where we got paid My whole life It's like a party Let's live it up like where we got paid Drinking, smoking, fucking, yes. All I want is Drinking, smoking, fucking, yes. All I want is Drinking, smoking, fucking, All I want is. 보기 포기해를 All I wanted Woo! Make some fucking noise! 빅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안양에서 왔고요 어, 션 테일러라고 합니다 제가 토론토 살 때 이름이 션이어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고요 일단은 제가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또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12,000명 정도 모였는데 되게 외국인 구독자가 되게 많아요 뭐주 그 컨텐츠는 일단 리액션 비디오 이런 거랑 제 음악도 올리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laughs> 그 검색하셔서 아, LIT, 아, LITTV라고 리TV라고 쳐주시면은 나올 텐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있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다음 곡할 건데 저희 피처링 진이 있어요 어, 제가 제일 아끼고 좋아하는 영손이라는 친구입니다 박수로 한번 반갑습니다 영손이라고 합니다 저는 What? 영 아, 아니 아니 소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손이라고 하고 27살이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요 계속 음악 활동을 이제 디지털로만 하다가 공연 장이 설 때가 마땅히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원 형이 이제 피처링으로 또 불러주셔가지고 서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할 곡은 제목이 어, 밴스 앤더 데님이라는 뜻인데 여기 반스랑 혹시 청바지나 뭐 청자켓 이런 거 입고 오신 분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없나요? 반스 신고 오신 분한한 명도 없어요? 어도 잘안 보이는데 뭐 있겠죠? 네. 아무튼 저는 이제 반스랑 데님을 되게 자주 입어서 그냥 이것도 되게 뛰어놀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요 용선 영선 이 친구 벌수도 되게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호응 부탁드리기 전에 한 번 더. 아잖아요 네. 벤센마 데님 오 미. 그러게 다시 한번 벤센마 데님 오 oh, 미. 오케이. 바로 갈게요. 모르지 그저 즐기는 삶 원하지 않아 나 원하지 않아 Yeah, one more focus, here one night Oh, yeah, yeah Let's start with no guitar Hitting stages every night 내새 마대는 걸치고 rocking so hard 절대 모를 거야 이 기분 높이 내고 있어 지 친분 없잖아 Can't separate my feet from the ground And I'ma fly away I'll be flying to the 높게 I'll be flying to the 높게 I'll be flying to the 높게 I'll be flying to the 높게 다 같이 Couple bands in my denim on me Couple bands in my denim on me Couple bands in my denim on me 싣고 나갈 색깔을 골라봤지 오늘은 왠지 흰눈 것 같아 순수한 맘을 가지고 싶어 평소에 꼭꼭 숨겨놨던 하얀 맘은 어스쿨 흰눈 빈둥 빈둥 게다가 시간이 흐르는 건거 잡을 수가 어게다가 날 빼다 닮은 아이가 마냥 탄생한다면 내가 널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파 의심에는 줄이는 무서우니까 도망가기보다 높이 우뚝 솟아올라 오늘은 두부 같은 맘을 가졌다 그러니까 양천바지와 흰둥이를 신고 걸어가 Hey, hey. Make some noise!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 감사합니다. 어. Living like the rock star with no guitar Bad bitches come around Used to pull up in the six Bello know I came from 신 선한 my next version 마치 빙플 928 언저리 초반에 딩종 나는 공대 잡는 공대 마이크 합성 공대 도보 스트리트 고우신 아마 다음 달에 강남에서 강연해 남자들은 미안 but your l a d i tryna holler at 션 테일러라는 이름으로 하는 첫 공연이었는데 너무 여러분들 잘 해주셔가지고 몸둘바를 모르겠는데 어, 제 노, 래가 좋으셨다면 은 유튜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잘하시는 거 있어 Damn right We're done We're done 오케이 오늘 공연 끝났습니다 와 어땠어요? 일단 아, 저 유튜브를 홍보한 게 <laughs> 재밌었고 오케이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래도 다들 제 노래를 재밌게 즐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영선님? 동생들이 같이 재밌게 놀아주셔서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오케이 5반 오반님께서 좋다고 해주셔서 맞아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한국의 감사합니다. 유명 래퍼 오반도 샤라웃 해주시고 진짜 오늘 고생한 친구들 너무 고생했고 그리고 새로운 소식이지만 영손도 저희와 함께 음악을 계속 해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영손 샤라웃 해주시고 그럼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 Stay tuned for us. Yeah.